진짜 맛있어? 음. 아 진짜 맛있어. 아유 맛있어 진짜 룰카가 해가지고. <laughs> 음. 아, <laughs> 맛있어. 야. 맛있어. 어, 맛있다니까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이렇게 왜 이렇게 맛있어? 음? 너무 맛있으까왜 그래? 너무 맛있으까왜 그래?